계속 지켜봐 주세요, 엄마. 우리랑 같이 꿈을 이루는 거야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K-POP 애니메이션 극장판 샤이닝 스타 새로운 루나퀸의 탄생 전국 CGV에서 샤이닝 스타 아이돌 카드 증정